이제 우도 갈 거야 우도 우도순 착장에서 만나 그거에 다른 곳에 또 가보자 여기 말고 예쁜 데 많다 예쁜 데 많다 그 what you mean? also another place actually to take a picture 여기가 비양도 비양도 공수대 한번 올라가 볼까? 응? 아니야.왜?야, look at me. 빨리가.딱없어.위폰트막.그래?뭐? Ha ha ha. I, I, 여기가 우도의단 하나밖에 서점이야 근데 진짜 유명한 서점이야 아, 그 네가 이제 한국말을 잘 모르겠지만 <laughs> 서점이라는 것도 음,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취향을 컬렉션 하는 거거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? 응? <laughs> <laughs>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